생각보다 상당히 불안정하고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. 병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의사 선생님들 좀 보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 턱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청풍소장입니다 오늘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입입니다 수면무호흡증 자다가 숨을 자꾸 안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은 보통 병원에 가면 양압기를 주로 처방받습니다 근데 이 양압기가 보시다시피 쓰기가 상당히 괴롭죠 힘들고 너무 거추장스럽습니다 사실 그 대안이란 게이 구강장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을 이 일을 해오면서 저도 그동안에 병원에 공급만 할 때는 몰랐던 부분을 근래 발견하게 됐는데 병원에서 만들어져 온, 즉 턱의 위치를 결정해서 온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잡을까라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둔게 바로 투스텝입니다. 터게이치를 미리 설정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세팅하는 과정에서 그때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바이오가드를 맞추고 오늘 세팅하는 분을 모셔서 그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또는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구강장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장치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었다. 특히 고정형, 위아래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고정시켜버리는 장치는 잘못 만들어진 채로 장기간 쓰게 되면 당연히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턱의 위치를 원하는 만큼 딱 당겨 놓으면 효과는 좋은데 턱에 무리가 가거나 이빨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. 처음부터. 그럼 약하게 잡아놨어요. 턱은 괜찮은데 효과는 부족하고 또는 효과는 좋은데 턱이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. 균형이 잡힌 턱도 괜찮고 효과도 좋은 그런 위치를 찾아내는 게 핵심인데 고정형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. 또 하나는 턱의 위치를 제대로 못 잡은 채로 장치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걸 누구도 체크할 수 없다는 거죠. 사용자만이 그 느낌을 아는데 사용자는 뭐 원래 이렇게 불편한가 보다 하면서 쓰다 보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연스럽게 쓴 거죠. 그러면 그게 뭐 며칠 쓰면 뭐 괜찮지만 장기간 쓰면 쓸수록 데미지는 점점 쌓여갑니다.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.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턱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불안정하고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. 병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의사 선생님들 좀 보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 턱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드디어 이제 바이오가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부터 편안하고 조용한 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래턱의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달립니다. 아, 그래서 일단은 먼저 잘 맞는지부터 착용해 볼게요. 위에 먼저 끼시고 오케이 자 아래를 낍니다. 자, 지금 착용한 상태에서 어디 치아가 쪼이거나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세요? 네,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러면 이제 턱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되게 중요하죠. 자, 아래턱 아래 최대한 쭉 내밀어 보세요. 뒤로도 쭉 가보세요. 앞으로, 뒤로. 자, 뒤로도 많이 가고 앞으로도 많이 가네요. 어, 턱관절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뒤로 많이 간다는 거는 자는 동안에 뒤로 그만큼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, 이렇게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치 바이오가드의 원리는 뒤로 떨어지지 않게 설정된 위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턱의 위치가 잘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절차들이 좀 복잡합니다 자 먼저 지금 어, 이렇게 위아래가 어떻게 물리는지를 먼저 볼게요. 이렇게. 짠짠짠짠. 자, 지금 보면 이렇게 딱 물면 이렇게 돼요. 네. 어, 그런데 자, 이제 턱의 위치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를 잡기 위해서는 자, 앞으로 내밀어 봐요. 내밀었는데 내가 불편하다. 하는 위치까지 한번 내밀어 볼게요. 그... 턱이 좀 아, 부담이 좀 있는데 네. 그 정도 내면좀 부담이 있어요? 네. 1mm만 뒤로 가면 어때요? 괜찮아요? 괜찮습니다. 자, 1mm 차이로 부담이 있고 없고 하죠? 그처럼 굉장히 섬세하게 맞춰줘야 되는 건데 지금 부담은 아까보다 좀 덜해졌다는 거죠? 네. 어, 자, 그러면은 입을 아 했다가 그 위치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. 지금 보면 턱을 앞으로 내밀면서 자꾸 좌우로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치를 끼고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임의적으로 맞출 때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들이 다 턱이 틀어지는 일이 많았더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 구강 안에서는 그 틀어졌는지 잘 맞았는지를 정밀하게 맞출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지금 해서 위치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맞춰보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볼 건데 자 턱을 쓱 내밀어서 2 오케이 지금 그 위치 딱 괜찮아요? 턱에 부담이 없어요? 네. 네. 자, 2. 자, 이렇게 해서 먼저 하고 입술을 옴 모르세요? 자 1분만 있을게요 그렇게 해서 장치를 빼서 여기다 껴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만큼 나왔는지 어떻게 틀어졌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자 일단 정중선이 올 줄 맞죠? 네. 어. 그 다음에 아래턱이 여기에 비해서 이만큼 지금 약 한 6.5mm 정도가 전진을 했네요. 네.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아, 이따가 물어보세요. 자, 아까처럼 그 위치를 내가 위치를 잡는다 생각해서 어, 어, 어, 잘 잡아보시는 겁니다. 자, 임의적으로 잡았을 때 허공에서 잡았을 때는 어떤 느낌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하고 앞으로 쓱 내밀어서 물어보세요 자 빼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많이 틀어졌죠 네. 턱이 쑥 틀어지고 이쪽은 턱이 이렇게 가고 이쪽은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건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네 이제 하악의 가이드를 부착하는 과정을 한번 보실 건데요 먼저 준비한 이 가이드를 여기다가 부착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를 보고요 어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렸을 때 상악과 아주 한 1mm에서 1.5mm 정도 상악과 하악 어, 이 크기 차이가 많이 나도 안 되고 이게 틀어져도 안 되고 그래서 어, 이 가이드를 잡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시켜줘야 어, 장치를 완성했을 때 사용자가 되게 편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장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완성이거든요 오늘 밤부터 바이오가드와 함께 편안하고 조용한 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